세계 제일 큐티 포착한 반박이라는 반박이샵 KB 반박입니다. 저는 반박이스트입니다. 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곳은 철저히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럽들도 많이 찾고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방이서 하고 싶어서 오셨죠? 어떤 게 가능한가요 지금? 네? 루키엄에 어. 아, 아, 오, 오, 아, 어, 엄마, 어, 어, 어, 어, 아. 저는 그래도 이왕 할 거면 네. 좀 티를 내야 좀 한 말이 나잖아요. 여기 팔 안쪽에 여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면 하트로 하겠습니다. 아파요? 조금 아 아, 예. 손등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하겠습니다. 왜요? 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왜 왜, 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어, 지금 못대로 내가지고 이러면 돈안 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내옷다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셀럽들 돈은 그만입니다. 근데요? 믿고 맡기십시오. 아니 믿고 맡긴 게 아니라 뭐 세탁소예요? 뭘 믿고 맡겨 옷을 맡기란 거예요? 아. 오! 오호! 오! 선생님, 예. 찍어주세요. 네? 내가 생각한,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그리고 위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트를 해주려면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트 거꾸로 뭡니까 이게? 카카오톡 엉덩이 이모티콘 아니에요? 제가 요즘 네. 트렌드 맞게 잘 디자인했기 때문에 나가주십시오 네 경찰서죠? 여기 대치동 여기 여기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신사장이 하는 곳이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나 <laughs> 이거 도끼 어떻습니까? 도끼 매출일입니다 핸드폰 좀 빼버리자 귀엽게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아주 잘 됐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됐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인증샷 한번 촬영하시고 네, 해시태그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셋 17억 나왔습니다